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르신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너무 마르셨다고 하도 보형물 자체가 근육 위로 들어간 게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모양이 나오시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만 넣었다면 윗부분에 불룩한 느낌이 지금보다는 좀 덜하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볼륨감이 있고 살이 좀 더 쪘다가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워낙 많이 빠지시면서 이런 모양이 됐을 가능성이 많긴 하고 모든 분들이 수술을 두 번 하셔야 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나이가 좀 더 많이 드신다고 해도 지금 이분 케이스처럼 살이 왕창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들어간 보형물을 다시 수술하신다거나 제거를 하실 필요는 하는 거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 전부터 워낙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금 살집이 있고 가슴에 볼륨이 조금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수술하고 나서 어, 보형물의 윤곽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날 수는 있고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더 말랐을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더 심해지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보형물을 제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일지라도 조금 더 작은 보형물로 티가 좀 덜 나게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합니다.